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laughs>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냉채 족발 어, 아니면 양장피 위에다 냉채 족발처럼 만들고요. 어, 용수당면이 굉장히 양장피랑 식감이랑 넓이가 비슷해요. 어, 좀 좁을 순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썰었고요. 여기는 반호이고요. 여기는 통단무지 그리고 이거는 겨자냉채 소스예요. 뿌려서 휴 많이 많이 비비겠습니다. 이렇게 휘어졌어요 음. 어, 이렇게 반호에 싸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히비스 커스차예요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족발 자체가 맛있다. 요거는 시판용 그냥 소스 사서 했거든요. 겨자 소스. 이거 맛있죠? 음. 쫀득한 부분 이 부분 진짜 좋아해요 무서워서 한 번씩 코가 대칭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양장피도 먹고 싶고 냉채족발도 먹고 싶을 때 둘 다 시키는 돈이 좀 많이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순살 족발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도 파니까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거 만들려고 족발을 소자를 시켰어요. 그리고 야채도 다 사오고 만들다 보니까 어 그냥 냉채 족발 시킬 걸 그랬나? 이 생각 들더라고 나머지 미인육 부분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아이고 당근 많이 넣어도 진짜 좋겠다. <laughs> 네, 네. 끊어진 건 이렇게 넣어서 족발 두 개니까 음. 족발이랑 용수당면 고생한 것도 좋죠. 그냥 좋아하니까 음. 我吧，我吧。 잘 먹었어요. 음. 와. 요거 진짜 양장피 같기도 하고 약간 냉채 족발도 맞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좋아하시는 거뭐 칵테일 새우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양장피 돼지, 맥주 족발 이렇게 겸사겸사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통닭무지는 이렇게 다 먹지 못했는데 제가 먹은 면까지 절단해서 여기는 다시 쓰면 됩니다. 어, 그리고 바노이 와 진짜 잘 어울렸어요. 바노이란 자체가 쌀국수를 만,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 쌀국수 맛인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써갖고 먹으니까 오늘 식감도 굉장히 쫄깃하고 음,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고요. 역시 좋아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